자. 아이고. 와, 깜짝이야, 나. 사람 머리인 줄, 진짜. 사람 머리 아니야, 진짜로? 와 어, 깜짝이야 나 진짜 와2020년 8월 1일 흉가여행 22탄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파로파로미 아, 폴리스라 잠깐만 뭐야? 누구세요? 누 사람 있구나 노숙자? 사, 누구세요? 잠깐만 누구 있는데? 누구 잠깐만 뭐야 여러분들 제가 여기 죄송한데 여기 제가 답사를 못했거든요 누구세요? 누구십니까? 누 누구세요? 아니 말을 하라 여러분들 일단 저화질로 낮췄어요 여러분들 일단은 화질이 좀높 이거는 여러분들 뭐 버퍼 없이 꺼지는 것은 제가 실수로 한 건데 버퍼가 아닌가. 버퍼가 있는 것은 수신이 안 좋은 겁니다. 예, 조금. 누구세요? 누굽니까? 하지 마, 아! 하지 마시 나가겠습니다. 잠깐만요. 내 허리가 먹어 진짜 야 이리 와요 이리 와요 어디 뭐야 누구야 당신 당신 Huh? 어? 어? 이 새끼가 아씨 아, 허리 아파 뒤지겠네 아, 아 허리야 아. 저거 뭐야 지금 뭐, 어, 뭔 소리야 무슨 나 따라왔나? 잠깐만 나 따라왔다 나 따라왔다 잠깐만 소리 소리 소리 소리 잠깐만 여러분들 여기서 방금 뭐, 이쪽에도 건물 있거든 여기 방금 여 건물에서 소리 났거든? 뭐 유리 밟는 소리 같은 거 났거든? 소리 소리 소리 소리 소리 소리 소리 뭐야 아, 아 뭐 유리 밟는 소리 났어 방금 저기 옆에 경찰 있는데? 방금 본 사람 방금 본 사람 너 잘못 봤나? 못 봤어요 여러분들 뭐 빼꼼한 거못 봤어요 방금 뭐 빼꼼했는데 방금? 온다 온다 나한테 온다 걸어오는 소리 봐봐 소리 걸음 소리 봐봐 누구세요? 죄송합니다 형사님들 죄송합니다 이거 누, 형사님들 잠깐만요 저 여기 누구 있어요 저, 저, 어, 저 자진 신고할게요 저 잠깐만요 형사님 잠깐만 저 여기 누구 있어요 저 자진 신고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저 갈게요 저기 여기 누구 nope. 분명히 그럼 아까쯤에 그 귀신이라 소린가 아니면은 다른 여기 누구 뭐 사람인가? 귀신 이게 지금 헷갈려 지금 헷갈려 지금 헷갈려 지금 당신 불핑이지? 그만해. 와, 목이. 어, 어, 아하! 아. 아 진짜 미쳐버리다 나 진짜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아, 이제 자고 있는데 약간 괜찮았거든요 허리가 근데 약간 시간 지나면서 허리가 조금 아프더라고 그래서 허리가 좀 아파가지고 뭐 따라와 어? 아, 아이씨. 아, 네가 나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. 이, 야.